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제가 어제 발 트랩을 다이소에서 만들어서 했... 제가 문을 열어놓은 바람에 다 탈출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항상 오던 곳이죠 청담 아쿠아에 이제 물고기 사러 왔어요 제 열대어를 한 수십 마리를 사서 악어 사육장에다가 풀어놓고 같이 먹이를 먹으라고 물고기를 사서 합사를 해놓을 겁니다 바로 열대어를 줄 거예요 그런데 인도 가물치랑 굉장히 신기한 알비노 페어 등등 들어왔다는데 한번 들어가서 보시죠 아 귀여워 여러분들 돼지코 자라예요 안녕 바다 거북이처럼 생겼죠 오 귀여워 어허. 아 저기서 논다 말밀자 품속에 들어가서 놀고 있어요 어 이쁘다 귀여워 자 여러분들 사람이 너무 많은데요 자 우선은 자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특이한 게 많아요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요번에 아이 친구 아자 여러분들 이 친구가 페로 파는 친구인데 페어라고 합니다 근데 알비노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비싼 친구래요 200만원인가? 돌돌 그리고 그리고 이 친구가 일반 폐어 아까 왜 아까 전에 보여드린 게 알비노 폐어라고 합니다 이 친구들은 육지에서도 숨을 쉴 수 있대요 굉장하죠? 안녕 아 귀여워 어 뭐야 눈, 눈 마주쳤어 어떡해 너도 우리 집 갈래? 눈 마주쳤는데 우리 집 갈래? 넌 뭐니? 와눈 따로따로 들어가 짱 신기해 와 진짜 대박이다 여기 가오리도 있어요 얘네는 어, 어 얘도 눈 너무 귀여워 이거 뭐야 어 뭐야 뭐야 뭐야 너 이 친구는 오 불다가오리라고 하네요 불다가오리 이 친구는 마리당 한 3, 40만원 정도 하는 것 같고 민물가오리래요 우와 민물가오리라니 어 뭐야 너도 오는 거니? 와오오 오, 맞다 저 그리고 제가 요번에 CRS를 하나 더 늘릴 거예요 아세 개를 더 늘릴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 키우고 싶은 거는 이 킹콩? 킹콩이라는 친구랑 그 다음에 뭐 이런 CRS 하얀 색깔 많은 CRS 그 다음에 또뭐 기르지 여튼 뭐 이런 친구들 한번 길러보고 싶네요 와 근데 이게 morph가 관상용 새우로 morph가 굉장히 많아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wow.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되게 신기해요 이 친구가 미우루스? 미우루스라는 보건데 좀 약간 억울하게 생긴 것 같기도 해요 와 이거 어, 뭐야 어 뭐야, 뭐야 이쁘다 자 이런 친구가 한 마리씩 기르면 재밌을 것 같은 느낌? 그 다음에 친근한 구피 친구들 안녕 와 진짜 화려하다 우와 그 다음 피라나데 이거 보세요 지금 물이 좀 탁해요 왜냐면은 여기 피라냐한테 먹이를 줬었나봐요 이 두 마리가 있는데 탁해서 잘 안 보이네요 혹시 내 손을 담그면 두둥 얘랑 걔랑 같은 종인 것 같은데? 네, 잠시만요. 오. 바로 먹나요? 어, 있는지 아직 모른다. 오, 먹었다. 와. 와. 우와. 어사생님 되게 좋아하시네요 <laughs> 제거다 비쳐요 우와 오 달려들었어 와 멋있다 이 친구 정식 명칭이 뭐예요? 바르카요 아 그냥 바르카라고 하면 되나요? 찬나 바르카 찬나 바르카 이야 진짜 멋있다 줄게요 그럼 <laughs> 자 여러분들 이 친구가 보거예요 보거 토퍼즈 그린보거라는 친구인데 그 인터넷 보면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뭐 정갈이랑 진해 많이 먹던 친구예요 사이즈가 제법 크거든요 <laughs> 소염통이라고 하는데 잘 먹는다고 하네요 아, 줘볼게요 오오오 오, 이쁠 조금 난다 여러분들은 지금 안 들리시겠지만 저한테는 막 끽끽끽끽 소리가 납니다 오 여기 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닌데 어? 그두 마리 있었는데? 어 여기 뒤에 있다 뒤에 왔다 왔다 왔다 나 같이 나눠 먹어 귀여워 난리 났다 귀엽죠 여러분들 와목성 대단하다 와 진짜 이 친구는 고대어 고대어잖아요 물속 밖에서도 살짝 걸을 수 있는 폴립테루스 저도 키우고 있죠 어, 어, 와 신기하다 와 이쁘다 오이러 오자 와그 다음에 엔젤 친구들 어 많이 먹다 알겠습니다 아 네네네 저는 우리 악어 먹이들 이렇게 사갈 겁니다 와 아. 아직 좀 근데 좀 아쉽게도 크기가 작아서 우리 악어 친구가 엄청 많이 먹어야겠네요 어떻게 보면 귀엽게 생겨서 좀 미안하긴 하네 아이고 그래도 우리 악어를 위해서 줘야겠죠? 와 이게 바로 볼리테루스 어떻게 귀여워 가지 새끼야 어떻게 무슨 크로우지? 어 귀여워 오늘 이 귀여운 거 진짜 많이 보고 가네요 진짜 물고기 엄청 많으니까 한 번씩 오셔서 구경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만약 관심 있으시면 입양도 하시면 좋고 야 피라나 보소 와 진짜 많죠 우와 얘 신기하다 얘 이름 black light black knife black knife라는 친구인데요 헤엄치는 게 좀 색달라요 지느러미 움직이는 게 오 약간 물결처럼 움직여요 뾰로롱 뾰로롱 자 샵에 도착했습니다 우선은 먹이는 제가 좀 작지만은 열대어들 최대한 많이 사왔고요 자이 친구들은 가격이 좀 싸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선택했습니다 크긴 작아서 물량전으로 많이 많이 먹일 생각이고 어, 제가 좋아하는 친구기 때문에 뭐 많이 많이 줘야죠 자 그리고 악어 친구는 합법적으로 아이고 아이고, 아이고 깜짝 맨날 맨날 만지는데 깜짝깜짝 놀래요 합법적으로 어, 서류를 소지하고 있고 허가를 받고 기르는 거니까 불법적으로 기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민원 신청을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서류 있으니까 민원 신청 좀 넣지 마세요 아시겠죠? 자 우리 악어 친구가 최근에 미꾸라지랑 귀뚜라미를 좀 많이 먹었었는데 오늘은 고급 열대어를 먹이려 줄 거예요 자 이제 물맛댐 아 이제 온돌맛댐 어느정도 했으니까 넣도록 하겠습니다 요호 먹이 왔다 <laughs> 먹이 왔다 먹어라 좋아요 오케이 자 아마 악어 친구가 배불리 먹을 거예요 나중에 오늘은 이렇게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나중에 우리 악어 친구 를 위해서 통발 던진 것도 다시 건지러 가고 또 색다른 먹이 악어를 위한 먹이 또 일광욕시키는 것 등등 해서 우리 악어를 또보여드리려록 하겠습니다 이제 먹을 게 많아가지고 근데 이 친구가 근데 너무 경계를 많이 해요 저를 어허 더 웃긴 거는 얘는 사람 있을 때 먹이 안 먹어요 그래서 아쉬운데 어, 악어 이름도 여러분들이 댓글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로 악어 이름도 한 번씩 추천 좀 해주세요. 어, 어 무서워 무서워 진짜. 오, 오. 저는 개인적으로 악어 친구가 이렇게 잠수해서 얼굴만 이렇게 내밀고 있을 때가 진짜 귀여운 것 같아요. 귀엽죠? 안녕. <laughs>